아, 사과 농장입니다. 친환경 사과. 네. 유기전환기라고 하셨나요? 네. 예, 유기전환기. 2년차. 자담농법 도입하신 지는? 처음부터 했죠. 처음부터. 네, 자, 아주 오래 자담 교육받고 올인해서 들어왔잖아요. 아, 그렇군요. 예. <laughs> 자담 유황하고 자담 오일. 자담 오일하고. 거다가 이제 나방 방지할 때는 은행 놓고. 우리가 이제 탄저병, 네. 전물 나가병이 이제 사과 농사에 또 그 예, 예방이나 방제라는 게 핵심이잖아요. 네, 그거. 그,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자담오이라고 자담유황으로 다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이제 이파리가 정말 더 싱싱하게 더 잘 유지되고 광합성도 잘하고 맛도 훨씬 좋아졌어요. 저희 거를 일단 드셔보신 분은 음. 정말 이런 맛을 처음 봤다. 음. 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음. 정말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. 그래서 남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예.